사람을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네 잘못이 아니다 형, 내 120권 보장해줄게 나의 용돈 제가그 다음날 영광이한테 가가지고 야 나이 안 근데 그게 두 달 동안 맞춰주시고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툭 하고 서울 가버린 거지 그리고, 그리고 나서 더답답한 오래할 래 가지고서 더 그래서 네가 나한테 그 있어 네가 아까 진짜 고 그런 거할때 내가 나갔는데 네가 어디서 나라맞춰주는 그러니까 아줌마 일어나봐 Era uma